안녕하세 신국입니다 여러분 네. 아니 오늘은 술이 안 됐고요 네좀 전에 운동을 갔다 왔는데 이제 딱 누워서 네. 페이스북 유튜브 보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막 맛있는 게 많이 나와서 근데 오늘 또 어떻게 보니까 새벽 <laughs> 또 어떻게 보니까 새벽 3시가 됐더라고요 항상 새벽 3시만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맛있는 걸 먹으러 가볼 거예요 너무 좋다 갈까요? 음, 오늘은 어떤 꿀조합을 먹을까요? 어, 어, 이거 뭐지? 새로 나온 건가? 뭔가 볶음밥이 땡기긴 하는데 칠리새우 네? 이거 맛있겠다 다음 요거 짠! 어 이게 매운 맛이다 참치 마요 참치 마요 음료수는 마테차 이거는 저번에 제가 술 취했을 때 영상에서 한번 먹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포만 거였는데 그냥 달달하고 분식집 떡볶이 맛? 너무 넣고 햄을 샀잖아요 햄도 여기 넣어줍니다 이렇게 햄은 젓가락으로 한 번씩 잘라주세요 너무 크거든요 소스 넣고 소스가 그렇게 매운 건 아닌데 아예 안 맵지도 않은데 약간 살짝 매콤하고 달짝지근 거의 호불호 없는 그런 소스예요 물 조금 넣고 섞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면 돼요 그 사이에 닭강정이 다 됐습니다 이게 닭강정의 모습입니다 짠! 그 사이에 떡볶이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물을 좀 많이 잡았어요 일부러 이유는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<gasps> 근데 물 너무 많이 잡았나? 생각 외로? 안에 어느 정도 들어있나 볼까요? 속에? 음 그래도 나름 실하게 차있습니다 Thank you. 귀여워 이렇게 조금 남았으면은 햄을 사정없이 뽀사줍니다 저는 오늘 물을 좀 많이 평소보다 잡았는데 근데 이거 국물 한입 아니 김밥 한입 먹고 국물 이거 한 입 딱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사온 닭국주고 저는 김치볶음밥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국물이 좀 많다 싶으면은 김밥을 하나 더 넣든지 국물을 좀 빼면 되겠죠? 깨끗이 클리어했습니다 오늘은 좀 없어 보이죠? 아까 다 쓰레기 치웠어요 짠 먹었던 자리가 항상 깨끗하게 하, 배불러요 지금이 49분입니다 한 50분 동안 밥을 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은 취한 게 아니라요 운동 끝나고 와가지고 머리가 아까 씻었더니 머리가 제대로 안 말려서 갈라졌는데 운동 끝나고 와가지고 배고파서 편의점을 온 겁니다 취해서 온 게 아니에요? 알겠죠? 그래서 오늘은 좀 평소보다 조금 먹었어요 다이어트 중이라서 네, 간단하게 야식으로 <laughs> 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서 자러 가야겠어요 자고 일어나서 또 먹을 <laughs> 여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